프로의 건너기. 년을 했는데. 그래도 좀넣어드게요 네, 네, 네. 살짝 데우는 거죠, 이제? 살짝 눌러 앉을 거 제일 그러니까요. 아. 예, 주세요. 고맙습니다. 嗯。